너무 어, 멋있다 음,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달리고 있어요 운동을좀풀요해서 <laughs> 필요해서 <laughs> 네. 힘들다 오르막 길인데 예쁘죠? 거를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어린 친구인데 한국 음악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후루까지 30분이면 온다던데 왜 저는 1시간이 걸린 걸까요? 처음이어서 그렇겠죠 친구가 오고 있다 아 하우스라는 요가원인데 제가 아침에 오늘 까먹고 조깅을 먼저 하고 이 수업을 듣느라고 엄청 저한테 좀 오늘 터프했는데 너무 여기 풍경이 예뻐가지고 지금 영문 장막 넣고 있는데 카페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카페 앞에서 넣고 있거든요 앉아서 근데 이 귀여운 강아지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안녕.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도 귀여워. 응?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제가 지금 건 베리 치아시드 어, 스무디 블렌데 어, 어,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주로 라떼를 좋아하는데 스무디볼 먹을 때는 주로 롱블랙을 시켜요. 느끼하니까. <laughs> 샐러드만 먹다가 좀 짜서 빵을 시켰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요 짱이야 빵 때문에 지금 맛의 quality가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친구 선물 사러 잠깐 들렸는데 진짜 많죠 왜 이런 게 많은 건지 <laughs> 진짜 궁금 구멍이를 찾는지 어떤 게 귀엽나 멋있네요 불만이네요 친구가 여기 멋있다고 보는데 아무도 여기 근데 모른다면 저한테 여기서 일을 하라고 <laughs> 네 진짜 여기 예쁘다 아, 이거는 현지 100% 나시 짜꾸루 집인데요 음, 정말 너무 맛있어서 제가 먹다가 캡처를 하고 있어요 뭐 바비굴링은 아닌데 날씨 짬뿌인데그 고기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데보다 이거는 약간 소고기 볶음이랑 좀 비슷하고 어, 피쉬 사태도 하나 있고 템페랑 뭐 칠리랑 고기랑 어, 너무 맛있어요 지금 두 번째인데 아마 또 올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모래가 까만색이에요. 엄청 반짝반짝이는데 귀여워 베들루 나이트 마켓에 왔어요 바람 쐬기 좋은 곳이 있어서 저녁도 먹을 겸 해서 왔고 이렇게 큰 어, 정원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커요 공간이 저 옆쪽으로도 앉을 공간이 있거든요 오늘 사실은 비자 연장 고민 끝에 신청해두고 한 달 동안 뭐 한 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살 집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음, 마음이 조금 그동안 좀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네. 막상 그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또 내가 한 달을 여기서 잘 있어야겠지라는 <laughs>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오늘 좀 네, 그랬네요 무구대에서 <laughs> 이런 view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예쁘죠? 쌈도 오늘 엄청 쌈나왔 오늘은 피오가 피드로 하는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떻게 어떻게 요가 할 준비가 됐어요? 응? 왔어 우붓 오늘 언니 오는 날 날씨가 너무 끝내줘요 여기 친구 집에 오늘 초대받아서 왔어요 근데 너무 안녕 <clears throat> 너무 좋고 진심 내가 딱 짓고 싶어하는 고향의 집이에요 <laughs> 알람하고 그런 집을 하나 빨리 지어야 될 텐데 <laughs> 어느 세월에 아쉬운가 봐요 내일이면 이제 이곳을 떠나는데 이렇게 오늘 사야나우스라는 멋있는 곳에 와서 구경을 잘하고 이제 지금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가야 젤라또에서 패션 프루시랑 썰싹이라는 과일 맛이랑 초콜릿 맛